다음에 놓고 있습니다 현재 예, 아크 최종 보스 있죠. 최종 보스 예, 와이번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. 예, 보이시죠? 저 이름 뭐라고 했지, 호도님 이름이? 만디코예요. 만디코입니다. 예, 필드에 있는데요. PVE 서브입니다, 현재. 예. 보스답게 확실히 주변에 가니까 부금도 웅장합니다. 아, 엄청 웅장. 부금이 왜 이렇게 웅장하냐, 근데. 와, 장난 아니네. 이 많이 세니? 네. 와. 그래서 싸볼까? 두방 맞고 뒤졌어요. 두번 하고 뒤진다고? 네. 지금 잠표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줄게 이는 쪽이 1 5 15, 26 15, 26 좌표 지금 15, 1 5 27 1 6 26 어, 현재 앉았어, 앉았어, 앉았어. 딱 앉아있어, 앉아있어, 지금. 뒤에는 정갈 아, 정갈포 형보요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있어, 여기 밑에. 보이지? 어. 어 이랬었다 어저 잡아야 되냐? 야 같이 잡자 같이 좀 이따가 공원 가오면 네. 들어어요 어머님 아, 그 총알 몇 개 있어요? 저 24발 그걸로 되려나? 마비 총알? 네 어, 저 한 번 해볼까? 나 여섯 발이거든, 지금? 이 트리밍은 대박 아니냐? 근데 저희가 뒤지냐 사냐가 문제예요 <laughs> 고기봉패 하나 있어야 되네, 있, 있어야 된다, 이거네, 이건, 완전히. 한번 해볼래? 아니면 아니면 죽여도 되고 다음 기회에 할까? 이거 근데 언제 젠되는지 모르잖아 그게 그게 문제잖아 그쵸 어 완전 희귀템 발견한 거 아니야 형 지금? 그치? 완전 희귀템이에요 이거 원래 필드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쵸 그냥 잡을까요? 캐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통 와이번이한 20, 27방이거든? 저기 그거보다 더 하나? 안 잡아서 모르잖아 훨씬 가죠 훨씬 훨씬? 몇 네. 배야? 아 애매한데 저거 그래도 명색이 보스인데 일단 가자 잡을까요? 잡자 잡자 잡자 태, 태그가 문제다 가자 가자 조져 조져 조져 플레스! 해사 못했다 샷 샷. 야, 1800분가 봐. 야, 나 알파라서 너네, 너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. 너네 데미지 입어.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. 그게 미지가 쓰레기라. 와, 이 개쎄네, 저거. 우와. 어. 와막 날리는 거 봤어요? 어. 발끝에서. 와. 장난 없네, 저거. 오, 오. 와, 겁나 아파. 많이 아프냐? 거의 다 잡았어요 저희 오! 어, 나이스 오! 나이스 나이스 아, 테크 다, 다 그거 배워져 있는데요? 그냥 야, 뭐 나왔어? 아이템? 바닥 소가 3, 4, 5, 50, 51개 나올 거요 원소 게이득이네. 오, 게이득? 네, 여러분들, 아, 잡았습니다. 아, 아 그 좋아요. 배 야 이거 필드 돌아댕겨 봐야겠는데? 그치 않냐? 보스 한번정 나오는 것 같아 필드에 <laughs> 나오는 것 같은데? 한 번씩?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서 그 뭐지? 그 유물 찾아가지고 가, 도 되고 이게 필드에 그래, 한 번씩 있는 것 같아 여기 유적지도 하나 있어요 유적지는 일단 나중에 이거 뭐고 어 대박인데 이번엔 야 얘들아 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쩔었다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레이드였어요 레이드 야 여러분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